2월 9일 영상 일기 시 음,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로 이제 팬미팅 가장 중요했던 팬미팅 일정이 끝나고 이제 앨범 준비와 동시에 이제 연습과 여러 가지 준비 과정들을 어, 보냈다. 그리고 연습 연습도 하고 뭐 중간중간 이제 뭐 좀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차분하, 차근, 차근차근 뭔가 예, 좀 이제 기강을 다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다 앨범 준비 그리고 어, 아 그리고 염색도 했는데 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발로 염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염색을 했다. 음, 다음 앨범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뭐랄까 이제 음 약간의 마인드셋이 조금 바뀌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완전히 모든 걸 쏟는다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세, 세련된 앨범이 나올까를 좀 고민을 하면서 만들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그런 고민과 더불어서 앨범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안무가 나오진 않았는데 안무를 이제 배우고 나면은 안무도 맞춰보면서 어,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방향이 정해질 것 같다 그래서 어, 일단 그런 식으로 뭔가 그냥 무작정 어, 약간 열심히 준비한다기보다 약간 좀 고민을 더 곁들여서 이제 하고 있는 중인 것 같다. 여러 가지로 <clears throat>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음, 놓치지 않으려고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아 오늘 이제 정원이의 생일이었는데 정원이가 되게 어, 그팀 내에서 되게 하, 해주고 있는 역할이 너무 이제 크기 때문에 정원이한테 되게 고맙다고 항상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번 이번을 어, 비밀로 고맙다는 얘기를 해줘서 할 수 있어서 너무 고, 어, 고맙다 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항상 평소에는 갑작스럽게 가서 이제 얘기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냥 고마운 마음이었는데 음, 그냥 생일 와서 되게 축하해줬고 많이 그리고 많이 축하 받은 것 같아서 뭔가 정원이 형으로서 뭔가 기분도 좋고 잘 생일을 보낸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도 되게 뭐 쉽지 않겠지만 정원이가 뭐 잘 지내줬 잘 버텨줬음 잘 해나갔으면 좋겠고 어, 나도 많이 도와줘야겠다 생각이 들었다 그런 하루를 보냈고 보컬 연습도 했고 네. 춤도 많이 하진 못했지만 그냥 뭔가 체킹, 체킹하는 정도는 했고 그냥 그런 하루를 보냈다 아무튼 되게 뭐 했다고 이렇게 저녁이 왔는지 네, 예, 영상일기 찍는 시간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그냥 시간에 몸을 맡긴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다 <laughs> 그냥 <clears throat> 최대한 그, 시, 그 순간순간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녁이 훌쩍 와 있기도 하고 그냥 그런 그러는 것 같다 요즘 들어서 그래서 아무튼 그런 하루를 보냈고 이제는 어, 남은 앨범 준비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시기인 것 같다 다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좀더 화이팅 해가지고 <clears throat> 좋은 앨범 다시 또 엔진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보는 여름인 것 같다 영상 여기 끝 안녕